위에 있다 애들 반박법 확인 앞에 다운 하나 다운 올라갈까? 일로? 마무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위야 뒤에 뒤에 오 여기 여기 여기 아 살려줘 와 나이스